오늘 나 예민하니까 건들지 마세요 진짜 이 무당집이라서 무당집은 올 때마다 좀 예민해 망자들하고 대화하는 곳 어떤 망자들을 불러들이는 곳 어떤 무당집 여러분도 잘 아시죠 망자들과 소통하는 그 바로 그 장소 (2020년 11월 18일) 어, 여행 31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로미 아. 향 냄새가 엄청 진했어요 방금 전에 누가 향 태운 것처럼 향 냄새가 엄청 진했습니다 향냄새가 엄청 진해요 여러분들 향냄새가 혹시 계십니까? 응? 뭐야? 뭐 돌아다닌 것 같은데? 혹시 계십니까? 와 Ugh!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하지 마시 어이런 죄송합니다. 그 말씀을 해주시면은 아. 아. 일단 확인하자. 일단 확인하자. 일단 확인하자. 으아! 아무도 없는데 움직였어. 역시 귀신의 짓이었군. 아무도 없는데 움직였어. 아... 감기 때문에 머리 엄청 아프다. 아, 아 연기 때문에 머리가 엄청 아파 진짜. Thank you. 방폭이 왜 됐어 아, 아 괜찮아요 여러분들 제가 비위가 걸린 것은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서 잠깐만 너무 막 연기 막 기운 때문에 카메라를 잠깐 놓친 거지 방송을 킬라기 방송이 안 켜져서 지금 나와서 킨 거예요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